귀귀귀귀귀귀귀 코 귀귀귀귀귀귀귀 입 이빨 귀귀귀귀귀귀귀 그래서 김이좀 짜증나고 있을 걸 이제 기기기기기 아 엄마 자야지 자고 있어 엄마 자음증이야 기기기기기 까불지 말게. 내가 너 빨랐다. 빨거라 빨거라. <laughs> 나 쳐다보고 있어. 발가락, 발가락, 발가락, 발가락, 공격, 발가락. 아이씨 눈치 게임 Run. 아이아이 미안해 미안해 궁지야 미안해 미안해 날 버리지마 궁지야 미안해 궁지야 미안해 궁지야 Wow, w Wow, wow, wow, wow, wow.